배틀그라운드판 노르만디 상륙작전 대현 가겠습니다. 재밌게 해봅시다 여러분들. 렛츠고 하겠습니다. 자 준비하시고 렛츠고 자 준비 아직 다 타면은 갑니다 오케이 재밌게 봐요 자 렛츠고 잡는 기절 자 부, 부상 아껴야 돼 붕대 빨아야 돼 자 BRDM 왔습니다 갈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뒤에 붙어서 가면 돼 BRDM 뒤에 BRDM 왔다 쫓아가세요 자 쫓아가세요 오케이 자 뒤로 숨어 연막 연막 던지 오케이 글라이더 兄弟，你干的。